안녕하세요 카논의 이상한 도서관의 카논입니다 포켓몬고 펫 rooting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fake GPS로 GPS 좌표를 잡고 포켓몬고를 실행시켜줍니다 갤럭시 노트3를 rooting해서 저는 하고 있고요 저는 GPS 좌표를 호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계다 보니까 와이파이 신호가 좀 느려서 로딩된는 시간이 좀 걸려요 진짜 이런 거 보러 지금 입신문들을 이렇게 잡고 있고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집 p 스 좌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끌 필요는 없고요 좀 많은 거를 이동하면은 물론 이제 강제로 위치가 바뀌긴 하지만 여런 식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 아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. 움직이면서 패스탑을 갈 수 있고요. 현상 A를 떴습니다. 어, 포켓몬이 뜨는 것도 되고 잡는 것도 잘 되고요 네, 로딩이, 로딩이 좀 느려서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루팅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합니다 제 베트남 때 피에서 윈선으로 이렇게 돌려서 던지는 이유는 네, 커브볼을 던지는 건데 잘 안 되네요. 어쨌든 이쪽 저쪽에 보면 여기 꽃잎이 날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조금 시켜보겠습니다. 국제전면 두 개나 켜져있네요. 빨리 가봅시다. 너무 많은 거리를 한 번 이동하면 제재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, 마치 사람이 이동하듯이 포켓몬 나온 건 다 잡고 갑니다. 必须配。 조금만 더 이동을 해볼게요. 음? 제가 포켓몬을 잘, 포켓볼을 잘못 던집니다. 이해주세요. 아, 나 씨. 이거 5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자주자주 해주면 좋고요 아이템 주거든요 이렇게 꽃잎 흩날리는 지역에서 전 아이템을 씁니다 이런 거 이건 또 자기한테 그 몬스터 잘 끌리게 한 거거든요 밤에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서버가 뭐 다칠 때도 있고요. 그래서 아침에 하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어요. 아이씨. 제가 기술 쓸 때는 눈썹을 봐도 안, 안 잡힙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때는 어 왜지? 이러지 마시고 그냥 껐다가 다시 켜시면 됩니다 이렇게 못, 못 잡았었네 밤에 하면 자주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침에 하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빨기는 데는 무조건 걸어 다니셔야 되네요 일단은 10kg 가야 되는 거를 일단 넣어놓고요 그리고 됐, 됐고요 일단 얘 잡고 보여드릴게요 볶음을 잡기 힘드실 때는 열매를 주면 됩니다 이건 안그어도 돼요 잉어킹은 한 500마리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갸라도스로 진화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기 페이크 GPS에서 설정해서 무브 어라운드 페이크 로케이션 시간을 정할 수 있고 저는 1초마다 1m씩 움직이게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키로수를 채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켓몬이 무조건 많이 잡아야지 좋더라고요 네, 고추를 넣겠습니다 네, 여기 없는 것도 가끔씩 뜰 때가 있어요 그 점은 유의하시고 그리고 넘버 숫자로 보면 얘는 제가 잡은 게 아니라 진화를 시킨 거거든요 20개 그리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는 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이거 이거 눌러주시면 포켓몬 사라지고 대신 이렇게 알을 줍니다 아니 캔들을 줍니다 아까 1 22개였는데 23개로 늘었죠? 그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방출하기 전에 주배, 어, 골배에서 먼저 잡겠습니다 잡기 힘든 건 이렇게 열매를 먹이면 돼요. 새로운 포켓몬을 잡으면 도감이 완성이 되거든요. 경험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이게 빨리 레벨업을 해야 되는 게 포켓몬별로 쉽게 그러니까 레벨업할 수 있는 그 제한이 있어요. 그러니까 레벨에 따른 제한이라서 레벨업을 많이 해주면 부를 수 없었습니다. 나오는 포켓몬 수도 많아지고요. 여튼 발챙이를 저는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발칭으로 진화했고요. 를 이것도 하고 얘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흔히들 이제 두 마리 치킨이고 부르는데 얘도 생각보다 자주 나와서 그냥 CP 높은 거 빼고 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두두 캔디를 줘요. 이걸로 모아서 진화하시면 좋습니다. 칸도 차지를 그러니까 칸도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잉어킹 같은 경우에는 자라도스로 진화하는데 400개가 들어요. 잡고 그냥 다 방출시키면 한두 마리 빼고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레벨업 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얘는 거꾸로 못하지 물론 이제 같은 그거를 잡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캔디를 주기 때문에 네, level up은 이런 식으로 캔디가 소모가 되고요 아 지금 캔디가 아뭐 뭐야 하여튼 이 뱀 캔디가 없어서 안되네요 이게 level up을 하면은 이거 레벨 제한이 그러니까 이 칸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더 높게 올릴 수 있거든요 CP를 네,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카논 이상한 도서관의 카논이었습니다. 음. 다들 재밌게 포켓몬 하시길 바랍니다.